뭐예요? 어씨! 뭐. 마이 갓. 오! 오 마이 갓, 어! 네. 아하! 이거 큰 화면을 봐야 돼요. 보실? 찢어. 찢어 나왔어요, 찢어. 찢어? 나, 내 거. 예, 형. 아, 진짜? <laughs> 어머. 오! 뭐야? <laughs> 그지 마 눈을 이렇게 떠 아니 못 봤구나 둘이는 이 장면은 난 갔, 갔으니까